짠! 안녕. <laughs> 브라보. 우린 브라보, 친구야. 뭐 진짜 맛있어요. 원더풀. 헤이. 원더풀. 너 입을 봐. 아빠의 청춘. 청춘. 브라보. 브라보. 브라보. 아, 브라보. 아빠의 청춘. 브라보. 아. 이렇게 오늘 네. 스키장에 오니까 네 이렇게 발 이렇게 돌리고 짠. 그거를 해야지 바보야 아이고. 그렇지 이렇게 오늘 스키장에 오니까 네. 너무 좋네요 내거 뺏어 먹지 말라 그지 안돼 <laughs> 돼지야? 응 육개장 <laughs>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태호랑 있어서 좋고 더 좋은 건 태호의 아이스크림 뺏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안, 뺏, 안 뺏길 거야 오늘 이미 두 개 뺏겼어 <laughs> 여기 다 묻었다 짠 하.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이에요 미들 와제업이제업이가 유망주예요 아무튼 저는 보드에 코드에 예.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스키를 좀 탔어야 되는데 스키를 탔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아 스키도 스키도 어렵고 스키보다도 역시 뭐니뭐니 해도 썰매죠 썰매가 <laughs> 썰매 타러 가고 싶어요 썰매 우리 못 탔나? 썰매? 누나 오늘 썰매 못해 아 끝났는데 해지니까 너무 추워요 군고구마 추억의 군고구마 군고구마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일단 되게 안전하고 하나도 안 다쳐서 되게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.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게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 프로젝트가 저희가 스키장에 놀러 온게 처음이니까 평소에 항상 오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들도 같이 배우면서 하니까 너무 뜻깊고 좋은 날이었던 것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,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와야죠 2박 3일로 가 그때 운전은 제가 아 제가 할게요 네. 자저 면허 따려고요 아 진짜 <laughs> 네, 항상 지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스케줄 하나하나 잘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위아 임팩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카메라 네. 아, 네. 제발 켰다 <laughs> 네, 가야 <laughs>